응? 어? 오. 응, 퍽퍽해. 콜라 좀 드릴까? 뭐 드릴까? 응. 무랑 콜라랑. 무. 무. 응, 응, 응.

え 울었어 아. 아 머리 아파 네? 아니 양념치킨 닦는 거예요 얼굴에 양념으로 팩을 했거든요 아 매콤하다 도대체 얼마큼 발라댔는지 양념 진짜 짱 맛있더라 양념 최고임 오랜만에 여기 밑에 양념이 지롱 음 양념장 맛있죠 떡볶이 여기 찍어 먹고 싶다 떡 튀겨서 끝 오늘 머리 너무 아파 빼야 돼 빨리